발차기 격파 시범 있겠습니다 출동! 야, 실패 야. 우웅 하고 울렸어 다 한번 더. 야저 오른쪽 위에 또금 같잖아. 어, 좀금 같네.